도치는 뭐, 도치예요. 도치. 도치, 도치. 그러면 이게 이게 이게 형식주어야. 얘를 해석 안 한다. 문법적 성질이 있어요. 이게 문법적 도치인데 해석 안 하죠.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there is냐, there 아니냐 또는 뭐가 나왔다고? 이런 거 나온다 그랬지? 위로 기억나? come 이런 거 어? 어, 뭐, go 뭐 이런 거 그지? 이런 동사들이 나올 수 있어 요 공통점? 자동사. 자동사. 자동사가 나와야 목적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결정한다고 요거의 단수, 복수, 수, 수. 이게 결정한다고. There is냐, t h e 아니야. 핵심은 there is, t h e 요거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 여기 나왔네. 여기 있잖아요. There is 나오고 바로 뭐가 나왔어? 주어가 나왔어. 주어. 단순히 복순니 뭐 단순이요? 단순이니까 아가 아니라 이지가 나왔다. 그죠? 자, 그래서 많은 소음이 있습니다. 그 거리에. 거리에는 많은 소음이 있습니다. 여기 봐, 이거는. 이거 뭐 나왔니? 자동차 나왔죠, 자동차. 자동차 나오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주어가 나와야 되는 거죠. 현명한 왕이 살았다. 응? 현명한 왕이 살았다. 어, YG 킹의 경태 왔어. 내가 그래 지금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디냐, 아냐, 니워디원이냐 단수, 복수 요런 거. 그 다음에 또 자동사. 자동사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컴이냐, 컴주냐 구분할 때는 뒤에 있는 주어를 보고 판단한다. 왜? 어차피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나온게 아니라 주어가 나와야 된다는 게 핵심이야. 뭐 철대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뭐라고요? 뭐 명칭을 굳이 붙인다는 건 뭐 번쩍 도치야. 됐어. 지금 안 나와.